이거 사보다. 이거 존맛이에요? 이것도 존맛이던데. 어, 이거 두개 <laughs> 사보다. 등산도 하는구나. 템플스테이. 무슨 걸었으니까 네 아무것도 사지 마라. <laughs> 무슨 여기. 네. 네. 바람도 너무 시원하고 모르잘안 보이는데? 구독자분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? 내가, 목소리 내가 먼저 들어가도. 와. 애성찬 입성. 와, 저 이게 너무 조, 좋은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는 거예 어떻게 하는 거죠? 예쁘다. 그니까. 뭐지? 약간 피톤치드가 느껴지는. 야, 어, 새소리 나니? 응, 그런 거 같아. 음. 아니 태양광이 다 자연강이다 했어. 영원씨 핸드폰에 거기 계시는지 해명 좀. 나중에 갖고 가면 안 돼. 좀 가야 되잖아. <laughs> 근데 한 시간 남았는데? 스팀 해놓고 가자. 음. 어, 날씨가 좋아서 추웠으면 좀 힘들었을 것 같아. 맞아. 너무 좋다. 영상 찍을 맛이 나요, 언니. 기분이 좋다. <laughs> 그냥 집을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 그래? <laughs> 그런 거야? 한 그릇에 다 넣는 거예요? 그런가 봐. 저 과자 있잖아요. 아, 네. 한국 속에 제일 이쁘다 생각 그러니까 제일 이쁘다 생각했는데 인생 아, 이랬다. 있거든요. 이 4대 천왕님이 백 어, 이거 저거 너무 적고 싶긴 하다. 예은이, 예은이. 신기하다. 불국사도 가봐야겠다. 어, 진짜 예뻐, 거기는. 음. 하늘에서 내린 자그마한 이슬이 모여 길을 가면은 일천이 되고 강이 되고 큰 바다가 되듯이 내 하루하루 사는 게표안 나고 힘들어도 뒤로는 무형의 자산이 저축된다는 기분 하에 매사에 당당하라는 거예요. 별이 음. 진짜 별로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 갖고 <laughs> 우리 시골 마을 가는 것 음. <laughs> 이게 어, 너무 맛있어가지고 직접 만드신 건가? 난 이거 <gasps> 아니 이거 뭐예요? 이거 마이크 스인데그 뭐 정이 그거 그 사람인가? 네, 맞죠? 신작 기숙사 생겼어 기숙사 느낌으로 세팅 너무 춥다 근데 진짜? 아니 몽골 가면 뭐해 여기서 벌써 보는데 막 호캉스 좋아한다 해가지고 좀 약간 여행 가기 머뭇거렸는데 음. 생각보다 괜찮아서 제주도 투어 싹 가는 게 것. 한복은 결코 많고 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그나마도 알근히 영원한 안. 네. 예, 이제 방장수니거 끄고 씻고 가려고요. 예뻐요 지금 어, 다 좋아 보이는 맛있어요? 너무 짜요 냄비가 짜면 어떡해. 아, 얼마나 짜길래.